아 이번 코너는 아라TV의 와. 아라TV의 와. 두구두구두구 <gasps> 와. 잠깐만 먹방 기다렸어 예. 맛있겠다 예. 오, 아, 저희 이 코너에 또 잊지 말아야 할 소품이 있죠 아, 컨닝 방지 특수안경을 아, 주십시오 아, 아 이거 진짜 예. 오랜만에 껴봐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이거 진짜 안 보여 자 그러면 그러니까. 이제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, 도전. 지금 문제를 이제 드릴 텐데요. 첫 번째로 어떤 간식을 걸지 정해주세요. 일단 첫 번째는 약하게 가자 먼저. 그러면 과자 가죠. 과자로 가죠. 과자로 먼저 가겠습니다. 과자로 가겠습니다. 나나나다할 거야. 이번 앨범 컨셉의 가장 찰떡인 멤버는 아, 나 이거 어, 뻔하게 여러분, 가자. 아 여러분 일심동체예요, 일심동체. 나 몰라. 아, 뻔하게 가자. 뭘 그, 어떤 우리, 게 뻔한데?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. <laughs> 나 기억이 안 나는데. 안돼 이거 먹고 싶지 않아? 준호 형! 준호 형! 생각을 해요! 아, 준호 할수 있어! 야,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걸다 생각해봐 인터뷰 안돼 야 인터뷰를 하지 야 딱 봐도 아닌가? 준호야 준호야 그, 준호야 그, 어, 어. 계속 아. 가, 계속 본인 소개할 때 맞아요 아. 자, 아, 자기 자기 체면 아, 어느 사람 자기 체 어느 사람 자기 체면 역시 맞아요 맞아요 댓글 맞아요 이거 지금 자 그럼 갈까요? 하나 둘셋 짠! 인서! 김민서! 예! 이거 너무 쉽다. 오! 오! 오! 내지이 뽑은 네, 네. 찰떡 멤버예요. 윤서가 어. 자기소개할 때도 항상 청순, 뭐 청량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하기도 하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약간 밝은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음, 약간 맞 주의식 교육이죠. 네. 멤버들한테 계속 청순 청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멤버들이 어 청순하면 무사 아니야? 이런 이렇게 주의식 뭐 교육 그렇게 단계는 세뇌를 당했어. 그래도 어, 약간 세뇌에 가깝지. 청순하면 무사 아니야? 이번에 마실 거 한번 가죠. 그렇죠. 마실 거? 음료수. 그러면 음료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리더 말을 제일 안 듣는 멤버는 아, 우야 어?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자 아까 그 아, 사람 있잖아요 아 아까 그 사람이요? 멤버는. 음,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아그 그 사람이요? 아니, 너무 너무 쉽다 근데 이건 아그 사람이요? 아니 야전 버전에 최근 버전에 아, 전 버전, 전 버전. 전 버전? 전 버전이요? 19년도 시즌, 19년도 시즌 버전. 근데 19년도 시즌은 제 없잖아요. 됐어. 그니까. 아. <laughs> 멤버들 다 썼나요? 네. 하나, 둘, 셋. 린서. 모르겠다. 린서. 모르겠다. 네, 정답입니다. 아. <laughs> 리더가 예. 할 말이 많죠. 아... 형형 방, 방송용으로 말해서 <laughs> 워낙 성격도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막 까불까불거리고 말도 진짜 안 듣고 이래, 이랬는데 얘가 요즘 또 성인이 돼가지고 <laughs> 또 나는 막 성숙한 척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 눈에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그 <laughs> 성숙한 척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뭐 그래 전보다 낫다 그냥 이렇게 귀엽다. 생각하고 있어요 탄산수 드실 분. 아 저요. 저요. 예. 네. 고급찌개. 네. 늘 하던 대로 있잖아요 저희. 아 그렇죠. 학교에서 아, 그 늘, 늘 먹던 걸로. 아침마다 우리 맨날 교양 있게 먹잖아요. 이거. 아. 우리 한번 짠 한번 할까요? 아, 좋은 생각이다. 좋늘 네. 하던 대로. 아이 여유. 네. 얼마만에. 제가 건배사 할까요? 아, 당연하죠. 아 네. 어 치킨 그, 먹고 성공했어. 그, 어제는 동윤이가 있나늘 하던 대로 하자. 어. 아 그렇죠 그렇죠. 어제 동윤이가 있잖아 자. 아 아직 안 했어. 이, 자 여러분. 네,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르타, 아라TV와 아, 우리 드리핀 멤버들 그리고 사랑하는 드리밍을 위하여! 위하여!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오. 어, 저는 박수, 박수, 박수. 과일로 가나요? 저는 좀 달, 달콤한 마카롱도 좋은데 오케이 마카롱. 마카롱? 마카롱으로 갈까요? 마카롱이요? 알겠습니다 그럼 마카롱 걸고 이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추시오 어? 아, 아딱 봐도 쉬워 아 이거 알지 어? 야 이거 알아 아 응 음, 아니지 우리 노래는 아니긴 해 드리밍 뭐예요? 우리랑 관련 있긴 해 어, 우리가 근데 아 이거 아. 협은 또안 했었구나 어? 아 그러니까 밀접한 음 이거 모르면 또 저 근데 또... 왠지 이번에 저희와 좀 비슷한 곡이지 않을까요? 그쵸? 이 노래는 그쵸. 저희가 아, 맞아, 맞아. 연습생 때 커버도 했던 곡입니다 음. 저는 하진 않았는데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힌트를 주니까 뭔가 알 것 같네요 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렛미 자, 하나, 둘, 셋. 렛미. 네, 렛미 정답입니다. 오, 썼어요? 어, 다행이다. 이 노래를 아. 연습할 때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? 딱 2018년도였죠, 때는. 2018 <laughs> 바야흐로? 바야흐로 2018년 저희가 이제 지금 멤버로서는 딱 준호, 동윤, 창욱, 윤성 네 명에서만 있었는데 한창 이제 선배님들 거를 연습을 하려다가 이제 또 그때 여름 시즌이었어가지고 또 청량한 노래가 없을까 하다가 마침 딱 어? 이 노래를 이제 가지고 컴백을 하셨네? 해가지고 바이 저희가 바로 연습을 했죠 아, 네, 음. 이번 곡의 컨셉을 공부하는데 약간 좋은 교과서? 네, 어, 아마, 네. 아마 저희가 이번 프리패스 때 나오는 미소들이 아마 레미 때부터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연습 때? 네, 이미 한 3년 전부터 준비돼 있던 3년 연습된 동작과 미소였네요? 네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어요. 수박 가자. 수박 가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, 수박 갈까요? 수박 수박 수박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중에 골라야 돼 우리가. 아 골라야 돼? 음. 아 그럼 우리 수박 많이 먹으니까 아이스크림. 그러면 눈 감고 그래 눈 감고 솔직하게 하자. 그래. 네. 진짜 솔직하게 가야 돼. 정말 솔직하게. 수박 손들어 하나 수박 손들어. 둘 셋. 오케이 야, 아이스크림 가겠습니다. <laughs> 볼 것도 없어. 그리핀이 <laughs> 얻고 싶은 수식어는? 어? 어 이거 좀 어. 어려운데? 어려운데? 잠깐만. 아 그 민서 있잖아. 뭐 땡땡 아. 땡땡한 드리핑 있잖아. 어? 땡땡 돌. 그게 뭐야? 그 아, 민서가 오케이, 맨날 오케이. 주장하는 거. 아 렉스야. 예? 할수 있어. 야, 야 이 집 치킨 맛있다. 그래 약간 아. 이런 음료 있잖아. 하나 둘 셋. 이건 뭔다 다른 것돌 같은데? 청량돌 드리핀. 일단 청량 들어가면 다 정답으로 인정. 예, 감사합니다. 아나 청순실 보냈어. 아, 야, 아. 큰일 날 뻔했어, 어. 병나 아라TV는 아이돌의